뭐가 나이스 아 진짜 모르겠네 진짜 아, 아, 하지마, 하지마. 안 좋아. 안 좋아. 아이씨 좀 죽어주세요 아, <laughs> 좀 죽어주세요